Yeah Only you can judge me Yeah Only you can judge me yeah. So dark Yeah 너무 어두워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Slow down 천천히 가도 돼 이젠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느낌 놀랍지조차 않아 Too many things on my mind, yeah, yeah. 걱정이 너무 많아, 복잡해. So tell me what should I do? 했던 삶은 m a 모두 멀리 한채 I was trying to lay low 방은 가득 찼지 내 한숨에 In my room yeah. I just need to find a way yeah. 시간은 흘러가고 내 맘은 더 말라갔지 힘이 든 눈동자 우리 아버지 얼굴조차 못 알아봤지 Yeah I know it's crazy but I couldn't praise him 난 도움이 필요해서 내 주어진 두손펼수 있길 기도했어 Yeah I'm on my way and I know I'm brand new. down, you picked me up. When I was out, you let me get inside. I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're giving me. I strayed away but you just pull me right back 내게 전해진 message 모든 책임을 대신 주 가신 한 분이 계신 So I cross my heart Forever trust my God